기사가 하나 있는데 보형물 자체가 물론 외부 충격에서부터 100% 파열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형물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져도 그냥 옆으로 늘어나고 눌리기만 할 뿐 파열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좀 날카로운 거에 아주 조금 찔리거나 해도 파열이 아주 쉽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외부에서의 압력이나 힘에 의해서는 잘 터지지 않고 보형물이 파열이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보형물을 감싸고 있는 그 막이 몸속에서 닳아서 파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고요 어,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파열이 됐다든가 그런 거는 사실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많긴 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식염수 보형물보다 대부분 어,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을 하는데 실리콘 보형물은 파열이 된다고 해도 그 즉시 내가 알 수 있는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어, 봉댄스를 추다가 파열이 됐다는 거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파열이 됐는데 그때쯤 돼서 발견됐을 가능성이 조금 더 많긴 하십니다 아...